분류 뭐지? 자, 들어가 볼게요. 어? 여기다 내야 돼? 이렇게 저는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플라잉보드 허리 잡고 박스윙 페이 오랜만에 와서 Bye.